과연 정말 케이팝이 이슬람의 적대적일까요? 아싸라무 알레이쿰 와라마툴라히 바라카투 안녕하세요 다우드킹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케이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 뉴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케이팝 그룹이나 솔로 아티스트들이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모욕적일 수 있는 이런 행동이나 실수를 하는 게 조금 기사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또 한국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어가지고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한 다음에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here was a NCT U. Fans of NCT U criticized K-pop group again for using Islamic imagery in uh, in new song. Uh, NCT U. 어, 잘생겼네요. SM Entertainment under fire for disrespecting Islam with NCT U. Actually, they're really talented and really nice group, and like the goods with the mosque. Mhm. I think this is the music video, right? 한번 찾아볼까? 음, I think this is 이렇게 그렇게까지 NCT Today displayed a sentence from a prayer Muslim Shia use. 여기가 무슨 시아 모스크 그거 같아요. I think the stage of the mosque was the important place for Shia Muslims. And there was a Monster X. I am apologies for wearing Allah's name in promo image for solo album. This, this image. And the other one was the Blackpink. Part like Moses. Ah, Korean American rapper J Park apologies for Worship Me Like Allah line in lyrics. Ah. Apologies to the all Muslims. The intent was never to disrespect or offend and I will be more mindful going forth. Ah, astaghfirullah. This is really insulting and disrespectful and this kind of thing can make Muslims really, really angry. 사실 진짜 조금이라도 이슬람에 대해서 알았으면 당연히 이런 이제 행동은 못했을 거란 말이죠 뭐 이거는 제가 케이팝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하지만 과연 케이팝이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선 No, I don't think so 사실 이분들이 이게 모욕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ecause Koreans don't know about Islam most of them 정말 사실입니다 그럼 왜 k p o 가수들이 자꾸 이슬람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말을 할까? 그리고 왜 이게 이슈가 될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because they are famous 뭐 빅뱅, 엑소, 블랙핑크, BTS까지 있죠 너무너무 케이팝이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슬림 팬들도 있는 거고 또 무슬림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조금 무슬림들과 관련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아, BTS 같은 경우에 아랍옷을 입고 팬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아싸라마이쿰 라마단 카림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싸 BTS! 축크란 누이볶음 라마단 카림 네, 감사합니다 this really good thing they can know about Islam or other cultures through their fans, Muslim fans. 하지만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예요. Ironically, they have a lot of Muslim fans, but they don't know about Islam. 아, 이 가사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은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선을 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I like K-pop and as a Korean, I'm so proud of this. 그치만 K-pop 사람이 그만큼 사랑을 받는 만큼 어. 다른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Especially this is religion This is our faith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for us 물론 이제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 이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는 거고 너무 이거를 투머치하게 가는 거는 어,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e religion is not a game, right?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통해서 또 그만큼 배운 게 있는 거고 They did mistake because they didn't know but they learned from this As you know, people are not perfect People make mistakes and they learn from this 어, 이런 식으로도 조금이라도 이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mainstream 뉴스에서 이슬람이 소개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럼또 이걸 통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한국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니 진짜 그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슬람에서 알고 공부해가지고 무슬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인샬라 음 진짜로 물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행동 굉장히 잘못됐어요 굉장히 무슬림들을 모욕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But alhamdulillah we are Muslim So I hope you're not too aggressive towards them Our Prophet Muhammad sallallahu alaihi wasallam said, "Do not become angry and furious, and speak a good words, or remain silent. If they have mistake, we have to explain them, not just blame. It's not good for dawah at all. If we just only blame them, they miss the chance to know about the truth. Whether they can think, oh, they are not friendly. Islam is perfect and the most beautiful religion that tells you about the truth. 그러니까 조금 더 friendly하게 이 사람들을 좀 대하고 많이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May Allah guide all of us on the right path and I hope there will be more Muslims in Korea. Inshallah. Then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sallah.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llah Hafiz.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